네, 저는 깔끔하게 씻고 왔는데요. 제가 원래 후드티 입고 안 자거든요. 근데 어제 후드티를 입고 자버린 거예요. 그래서 뒤에 목이 어, 이렇게 되게 엄청 뻐근하네요. 패드는 더샘 더마플랜 그린 트러블 패드 사용해줄게요. 더샘 더마 라인들도 굉장히 순하더라고요. 한동안 제 피부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완전 빨갛고 엄청 큰 트러블 보이시나요? 제가 안 짜려고 거의 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얘가 자동으로 터져버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아 멍들듯이 피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겉에 보기에 흉이 져 있습니다. 굉장히 보기 안 좋네요. 실제로 봐도 엄청 커요. <laughs> 이렇게 잘 닦아주고 귀 뒤도 이렇게 한 번씩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. 다음 닥터지 필라그린 크리머터 미스트 사용해줄게요. 오늘은 점도 있는 토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뿌려서 수분감을 채워줄게요. 오늘은 저 친한 누나의 집들이가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다 온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저희 집 집들이도 해봤고 친구들의 집들이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집들이는 처음이거든요. 그냥 뭐 간단하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영화 보고 이런 집들이는 해봤는데 그 술을 먹는 집들이는 처음이에요. 그래서 뭔가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되면서 기대도 되는 <laughs> 약간 그런 날입니다. 그 다음은 로백틴 스킨 이센셜즈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 사용해 줄게요. 이 제품이 진짜 순하고 속건조를 잘 잡아주거든요. 미국으로 유학 간 동생도 제가 이거 추천해줬는데 엄청 잘 쓰고 있고 제 대학교 동기 중에 그 백화점 브랜드 위주로 스킨케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걸 올리브영 같이 갔다가 제가 강추해가지고 그날 바로 샀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엄청 잘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기분이 뿌듯해지는 거 있죠 뭔가 제가 추천해줬는데 잘 맞다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마음껏 추천하지는 않으니까 그 고르고 고른 것 중에 추천을 몇 가지씩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한테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다 잘 맞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겟레디 윗미랑 이 메이크업 영상을 정말 정말 오랜만에 찍어요 제 채널 보시면 최근에 메이크업 영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할로윈 그 시즌에 감기 몸살이 정말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걸리고 아 감기 나으면 찍어야지 감기 나으면 찍어야지 했는데 사실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뷰티 영상이 있긴 하지만 메이크업 영상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다시 채널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감기가 다 안 나도 빨리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들이가 있는 겸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뭔가 어색하네요 <laughs> 그 다음은 마몽드 레드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 사용해 줄게요 얘를 몇 펌프 사용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3번에서 4번 펌프합니다 토너 다음에 사용하는 제품들 뭐 세럼, 에센스, 앰플류는 저는 조금 넉넉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유분이 엄청 많지 않은 제품들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유분이 좀 너무 많으면 양 조절을 하긴 하는데 어, 오랜만에 찍는데 이 트러블이 너무 커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막 그거 알죠 막 트러블도 컨실러로 가려지는 트러블이 있고 안 가려지는 트러블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 가려지는 트러블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오히려 더 가리려고 하면 그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크래커 형상처럼 이렇게 있는 오늘 선크림은 크레이브 뷰티 비트 더썬 제품 사용해줄게요. 이 제품 강추하시는 분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안 사용해보다가 이번에 구입해서 써보고 있는데 눈시림 하나도 없어요. 전 라섹해가지고 눈시림을 첫 번째로 보잖아요. 근데 눈시림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뭔가 <laughs>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딱 보잖아요. 엄청 작아 보이죠? 뭔가 되게 미니 미니 선크림 같지 않아요? 근데 다른 일반적인 선크림이랑 비교해보면 그냥 비슷한 크기거든요? 근데 뭔가 이 디자인이 좀 작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. 그 친구한테 막 그 영상 통화하면서 이 선크림 되게 좋대 근데 막 엄청 작아 보이지 않아? 막 이러니까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다른 선크림들이랑 막 비교를 해봤는데 크기가 비슷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 신기하다 재밌다 막 이러,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거의 밤새 통화했던 것 같은데 오늘 피부 베이스는 밀리언 뷰티 커버미 글로우 쿠션 23호 사용해줄게요 퍼프는 피카소 퍼프예요 바꿨어요 피카소 퍼프로 원래 필리밀리 거 퍼프 되게 잘 썼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더 비싸긴 한데 근데 좋아요 오늘은 집들이고 집에서만 노니까 그냥 컨실러 안 하고 쿠션으로만 베이스를 할게 메이크업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화장이 잘 먹을까 모르겠네 요즘 막 아파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나가고 마스크 쓰고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메이크업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게다가 오늘 카메라는 평소에 찍던 거랑 다른 카메라예요 그래서 화질이 훨씬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됩니다 이런 상태가 안 좋은 날 카메라로 해가지고 못 쓸지도 몰라 컴퓨터로 봤는데 피부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 쓸지도 몰라요 어, 밖에는 진짜 롱패딩 입고 다니는 날씨인데 또 찍으니까 땀이 나네 완전 마음에 들게 커버가 되진 않네요 광은 이쁘게 나는데 커버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상태가 피부 상태가 엄청 좋지 않은가 봐요 그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 뭐 울트라 HD 파우더로 파우더링 해줄게요 최근에 바닐라코 파우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쓰다가 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 쓰고 있어요 근데 얘도 좋아요 어 땀이 나네 그 파우더 할 때 너무 세게 밀면 베이스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슥슥 해버리면 약간 위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베이스가 덜 밀릴 거예요 요즘 느끼는 건데 나이도 나이지만 메이커 외에 단계가 많아질수록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진짜 비비크림만 발라도 피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 아이 메이크업부터 해줄게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메이플 로드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눈에 사용할 브러쉬들은 피카소 꼴레지오니 브러쉬 사용해줄게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으로 이 브라운 컬러 로 한번 음영을 줄게요 거기다 가겠다 다음 여기 여기 살짝 붉은기 들어간 브라운으로 언더랑 눈꼬리 이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남은 양으로 앞에 한번 쓸어줄게요. 그 다음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로 눈썹 그려줄게요. 제가 요즘 아이브로우를 맨날 베네피트 걸로만 해가지고 다른 걸로 할까 했는데 또 베네피트 걸 들고 와버렸네요. 눈썹 그릴 땐 말이 없어지지. 항상 그래요. 오늘 눈썹 아주 만족 만족 음, 그 다음은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이게 맨날 사용하는데 몇 집인지 맨날 까먹는 건 말이지 1집 3번 믹스앤하이 브라운으로 이렇게 카메라에서 눈썹이 진해 보이지? 전혀 진하지 않은데?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그런가? 나도 얼굴 작게 태어났으면 쉐딩을 덜 해도 됐을 텐데 그 제가 코 쉐딩을 이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찍으니까 그냥 할게요 <laughs> 얘도 쿠머 브러쉬입니다 예전엔 사실 코 쉐딩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할 맛이 나요 그리고 오늘 립은 3CE 클라우드 립 틴트 블러썸 데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이 처음에는 아 너무 발색이 진한가 싶었는데 이렇게 소량만 안쪽으로 발라주고 손으로 블렌딩 해주잖아요? 그러면 진짜 자연스러워요 음. 음. 내 입술에 원래 핑크기와 붉은기가 살짝만 들어갔다면 내 원래 입술이 이 색이었을 거야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? <laughs> 그럼 이제 저는 머리하고 옷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노는 집들이니까 편하게 입을 거예요 편하게 네 이렇게 머리랑 옷까지 입고 왔는데요 원래 후드티 입고 그냥 가볍게 가려다가 너무 약간 후줄근해 <laughs>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니트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 머리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또 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. 그걸 오랜만에 이렇게 저와 함께 get ready with me 메이크업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그럼 오늘도 내일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요. 안녕! 코나잇!